부처님과 모든 부처님께서 정멸궁을 아름답게 꾸미신 것은 오래 옳다는 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끝없는 세상 동안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방해하여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극락에 가는 사람이 적은 까닭은 담내 온갖 욕심으로서 망령되이 마음의 보배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어느 누가 고요한 산에 들어가 불을 다 밖에 생각이 없겠네 자기 한 몸의 욕심과 괴락을 버리면 다른 지니라 재물을 쌓두고 탐내는 것은 악마의 무리들이 하는 것이요 자비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오며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길 발언하오니 대자비를 베푸시어 거두